안녕하세요 레이나입니다 오늘은 피부과도 아닌 성형외과도 아닌 그만유도 아닌 임산부들이 궁금해하시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간혹 갑자기 피부가 안 좋아지셔서 피부과로 가셔서 관리 프로그램을 결제하신 후에 축하드립니다 임신이네요 그럴 때 과연 피부과 관리를 계속 받아도 될지 아니면 미뤄야 될지 그 답을 얻기 위해서 6층에 산부인과 전문의 김보현 원장님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이제 환절기이고 그래서 피부도 예민해질 시기이고 이제 감기도 걸리기 쉬운 날씨인데 사실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뭐 약을 먹거나 뭐 약을 바르거나 해서 케어가 되기 쉬운데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임신을 하시게 되면 음. 사소한 것들까지 다 조심하시게 되고 어떤 걸 하면 되고 어떤 걸 하면 안 될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음. 제 주변에도 이제 임신하고 출산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임신 중에 피부 관련해서 음. 이제 많이 물어보시고 그래요? 주변에 벌써들 출산을 하고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laughs> 우리 아니, <laughs> 레이... 아니, 뭐 나이가 레이 <laughs> 네, 나이가 어 몰랐네요. 아네 제가 이제 벌써 그 임신 중에 피부 관련해서 너무 고민이 많더라고요. 음. 특히 이제 호르몬이 좀 변하면서 갑자기 여드름이 난다거나 아니면 복부 중앙선이나 겨드랑이에 과색소 침착이 온다거나 그리고 뭐 특히 탄력도 좀 떨어지고 제일 중요한 게 튼살 때문에 너무 거. 너무 고민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임신은 음. 사실 굉장히 기쁜 일이고 축복스러운 일이지만 그런 기쁨과 동시에 산모들은 여성으로서의 그런 매력, 외적인 아름다움이 이제 반대되는 방향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시술은 할 수 없고 음. 그러면서 이제 고민들을 많이 상담하기도 그렇죠. 하죠. 음. 음. 그러면은 이 임신 중에 할 수 있는 시술이나 아니 관리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음. 일단은 색소침착의 경우에는 임신 때문에 생긴 어떠한 생리적인 변화 그리고 당연히 가역적인 변화기 때문에 출산 후에는 자연스럽게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내가 임신 도중에 어디 색소침착이 생겼거나 기미가 진해졌다고 해서 바로 병원을 달려가서 레이저 시술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또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좋아질 효과도 별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기본적인 미백 원리, 비타민 제품이라든지 미백 효과에 좋은 임산부에게 안정성이 포함된 미백 화장품 등은 꾸준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죠. 그래도 이게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하니까 진짜 음.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좀 탄력이 빨리 떨어진다거나 에이징이 빨리 진행이 된다거나 그러진 않나요? 사실 그거는 아닙니다. 임신 때문에 피부 노화나 탄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임신을 하게 되면 살르더 찍어 약간 이제 부종도 있기 때문에 음. 그때 당시에는 좀 오히려 탱탱하게 보이기도 해요 <laughs> 탄력 있게 보이기도 음. 하지만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뭔가 나의 영양분이라든지 활성 성분이 다 이제 빠져나가고 있고 소모적인 상태라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탄력에 대한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는 임신 때문도 아니고요 다만 대부분 산모의 나이가 20대 중반 이후잖아요 20대 중반 이후면 우리 여자들은 모두들 콜라겐 저하의 시작점이에요 점점 노화가 되는 나이이자 음.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으로 탄력 저하를 걱정하는 것이지 음. 그게 임신 때문은 아니겠죠. 그러면은 이런 탄력들을 조금 걱정할 때 어떤 레이저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음, 일단은 이제 탄력 저하에 대해서 개선을 보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피부 탄력을 이제 유도할 수 있는 우리가 뭐 마사지 요법이라든지 가벼운 운동 당연히 도움이 되겠고요. 어떤 시술적인 효과를 유도한다면 어, 가벼운 파장에 진피의 재생을 유도하는 안전한 파장의 레이저나 아니면 고주파 시술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우리 산모들이 임신을 하면 무조건 피부과 시술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아, 않거든요. 아, 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단 원리적으로만 따지면 양극성 고주파 음, 저희 병원에는 리액션 같은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고요 아니면 초음파로 열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그 열 에너지로 진피 재생과 리프팅을 촉진하는 울세라 등 같은 시술은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있어요 초음파나 그 양극성 고주파는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런 시술은 통증이 따릅니다 산모에게 가해지는 어떤 외부적인 통증이 2차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태아에게 안 좋은 스트레스 스트레스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침습적이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술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를 하는 거고요. 대신 통증이 적고 어, 가장 표피층에 국한된 시술 정도는 가벼운 레이저나 어떤 고주파는 안전하게 시술 받을 수 있고요. 이는 의사와 상의 후에 결정한다면 안전하게 시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임신을 하면 여드름이 가장 고민일 것 같아요. 음. 저는 여드름성 피부는 아닌데 이제 뾰루지가 자주 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만약에 임신을 했을 때 저는 약도 못 먹고 주사도 못 맞고 그건 너무 막막할 것 같은데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여드름은 기본적으로 피부 청결이라든지 피지 조절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음. 하지만 이렇게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색소 침착과 같은 원리로 우리 여성 호르몬이 변화되는 문제로 근본적으로 이 바뀌는 시스템 때문에 없던 여드름 여드름이 이제 올라오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약물적인 치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어떤 시술적인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약물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드름을 치료하는 약물 중에는 최기형 작용, 그러니까 음. 태아에게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죠. 이런 것들이 포함된 약물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복용을 결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비약물적인 치료요법으로 병행을 하시게 되는데 어, 피지 조절에 좋은 가벼운 필링 제품이라든지 영지 아니면 모공 축소나 항균 효과가 좋은 안전한 파장의 레이저 치료 그리고 뭐 수분 관리와 진정 효과가 있는 LDM 시술 등이 여드름 진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드름 역시 가역적인 변화, 호르몬 때문에 더 심해진 거기 때문에 출산과 동시에 호르몬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다시 원래의 피부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임신 도중에 악화됐던 여드름을 치료하고 압출하고 건드리는 과정에서 자가 압출로 인한 2차 감염, 그로 인한 색소 침착이나 흉터 같은 이런 이제 시컬레를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압출이나 기본적인 관리조차도 좀 체계적으로 병원에서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여드름도 고민이긴 고민인데 제일 큰 고민이 사실 저도 튼살이거든요. 음, 살찌면서 생기는 거? 네, 네, 저는 이미 청소년기에 크면서 살찌고 키 크면서 허벅지, 종아리, 팔, 엉덩이 이미 다 튼살이 생겼거든요. 음. 지금 복부만 안 생겼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죠. 한번 그렇죠? 생기면 네. 그게 문제예요. 튼살은. 음. 그래서 사실 튼살이 빨간 튼살일 때 빨리 치료를 해야지 조금 음. 이제 호전이 되는데 하얗게 변하는 이상 되게 치료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생기자마자 바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임신 중에 치료를 시작을 해도 되는 건지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신 중에는 급격하게 살이 찌는 부위에 그 콜라겐 결합이 파괴되면서 이제 튼살 현상이라는 것이 음.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생기자마자 치료를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우리가 막달까지는 계속적으로 살이 찌고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 없어요. 있어요. 중간에 그걸 엿게 하고자 뭐 레이저나 어떤 치료를 한다고 해도 진행성이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예방과 관리가 최선의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살이 트지 않게 지속적으로 보습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크림이나 오일 타입의 그 튼살 예방 크림을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단은 살찌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겠죠. 우리가 살이 찌지 않으면 튼살도 생기지 않을 텐데 어,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 대부분의 산모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마음껏 살이 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 꼭 집어 말씀드린다면 적정 체중의 증가는 10에서 13kg가 적당하고요. 우리가 2인분을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루에 밥 반 공기나 우유 한 컵 정도의 칼로리를 더 섭취해 주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렇게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서 이제 체중 유지에 신경을 쓴다면 튼살 생길 일도 별로 없겠죠. 그래서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튼살 관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체중 관리랑 그리고 보습 이걸 그렇죠. 딱 기억해야겠네요. 그두 가지죠. 네. 그리고 이미 생긴 튼살은 치료를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신 중에는 이제 최대한 예방적으로 유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치료는 적극적인 치료는 출산 후 6주, 산후기가 끝난 다음 몸 회복이 되고 나서 피부과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시술에는요. 레이저 치료와 재생주사 요법 등으로 이미 생긴 튼살을 최소화하고 앞으로의 흉터를 또 완화시키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저도 뭐 나중이 되겠지만 으흠. 임신하고 나면은 저도 산육기 끝나고 전 바로 올 거예요. 그럼요. <laughs> 임신과 출산이 여자로서 뭐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미워질 네. 수 있다는 이러한 고정관념이나 걱정은 버리시는 게 좋겠고요. 네. 얼마든지 예뻐지고 더아름다워 수, 수 있겠죠. 돌아올 수 있습니다. <laughs> 네. 그렇죠. 파이팅. <laughs> 파이팅. 이제 어느 정도 궁금증이 많이 해결된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게 얘기를 <laughs> 계속 나누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찾아와서 산역기 후에 그렇죠. 케어 어떻게 뭐 하고 난 네. 다음에는 네. 이제 적극적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매진을 해야겠죠. 네. 그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